포기할 거야. 잘라달라고? 응. 기분 좋아? 어. 잘 됐네. 왜 옆에서 춤추고 있어? 아니야 말하는 거야 <laughs> 속닥 일려서 속닥 일어났어? <laughs> 어 냄새가 좋은데? 돼지고기 넣었어? 참치 넣었어? 뭐라고? 돼지고기야 참치야? 참치 음, 맛있는 냄새 날개 찢는 거 아니야? 반찬이 점점 간소해지고 있어 뭐야? 뭐라고? 그게 뭐야? 간소해진다고? 응 종류가 응. 줄어든다고 간단히 먹는 거 그러니까 저는 요즘 혼자만의 시간이 많아지면서 나중에 해야지 하고 미뤄 머리야 안 들려 지금 마음과 꼭 만난 모든 것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면 따뜻한 머리. 햇살과 활짝 핀 고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. 야. 어, 이 사연을 먼저 받았는데 지옥으로 돌지 그때 총선 결과 기다리면서 새벽에 TV 보다가 홈쇼핑에서 이걸 사버렸어요. 이거는 치약이고 얘는 제가 앞니 하나가 지금 심하게 변색이 됐는데 이거는 어릴 때 다쳐가지고 치아 자체가 손상을 입은 거라서 이걸로는 안 될 것 같고 치과에서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. 별로 아프거나 하지 않아서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썼었는데 자꾸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<laughs>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어요. 이렇게 치아 색상 진단하는 표하고 그 다음에 미백제하고 스트립이 6장 들어있어요.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해볼 건데 이 치아를 제가 넘어져서 부딪히면서 지금 여기 가운데가 깨졌거든요. 그래서 신경이 아주 조금 살아있기는 한데 거의 죽은 이나 마찬가지예요. 제가 치과에서 얼마 전에 검진을 받을 때 물어봤었거든요. 이거는 속을 파내서 미백제를 안에다 넣는 방법밖에 없대요. 아니면 라미네이트? 위에다가 한 겹 더 붙이는 거. 근데 그런 건 별로 하고 싶지 않아서 미루고 있어요. 어떤 방법이 좋을지 어쨌든 오늘은 이걸 해볼게요. 이렇게 주사기 같이 생겼는데 1시간 반을 이러고 있어야 돼요. <laughs> 이번에 책을 좀 많이 샀어요. 그리고 이거는 너무 예쁘죠? 여기 이렇게 핸드폰 넣을 수 있는 주머니도 있고 안에는 책 넣어서 다니기에 딱 좋은 크기의 그런 북백이에요 <laughs> 장바구니도 같이 주문했는데 나이 들면 무거운 가방이 싫어진다 그랬었거든요. 저 벌써부터 이런 가벼운 가방이 너무 좋아요. <laughs> 귀엽죠? 제가 읽고 싶은 책들이랑 제가 요즘에 스트레스가 좀 많았나 봐요. <laughs> 그리고 이거는 루카스 읽어주려고 산 동시집이고 제가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너무 모르고 있어서 그냥 참고를 하려고 구입을 한 책이에요. 전투적으로 입시에 매달리는 그런 <laughs> 스타일은 아닌데 전체적인 흐름을 좀 보고 싶어서 한번 구입을 해봤어요. 루카스가 좋아하는 로보트나 막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서 같이 보려고 구입한 책이에요. 개념을 짚어주는 책인데 그냥 문제집을 막 푸는 것보다는 이런 걸로 좀 재밌게 수학 공부를 할 수 있게 하려고 구입을 해봤어요. 이거 이거는 문제집 또 광고에 홀랑 넘어갔어요 이게 샴푸인데 제가 쓰고 있는 향수랑 똑같은 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에이 상술이겠 다 하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거기에 댓글들이 막 진짜 똑같다고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<laughs> 참지 못하고 주문을 했어요 거기 후기 댓글에 이거를 같이 사면 더 좋다 그래서 <laughs> 세트로 구입을 했어요 너도 궁금하지? 에센스를 짜봤는데 오, 생각보다 되게 비슷해요. 너 이게 무슨 포즈야? 조이야 이게 무슨 포즈니? 바닥왜 이렇게 시커매졌어? 응? 발바닥은 그루밍 안 할 거야? 지금 수가 두 개 있어요. 이 비닐을 다 뜯어야 되는데 아, 다 뜯었어요 비닐 뜯는데 거의 40분? 너무 구석구석에 비닐이 많아가지고 간신히 다 뜯었어요 차량의 전화번호를 남겨놔야 되니까 이거 주차 번호판을 구입했는데 엄청 저렴하게 샀어요. 이렇게 붙여놓고 여기다가 전화번호 이렇게 두 개를 넣을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돌리면 전화번호가 안 보이게 설정할 수도 있어요. 엄마 차, 아빠 차 상태 다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요. 제 차도 장난 아니에요. 항상 루카스가 같이 다니다 보니까 일단 뭐 깨끗한 거는 별로 바라지도 않고 <laughs> 편의성이 최우선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옆자리에 이런 거를 사서 끼웠어요. 아, 조이털인가? 이렇게 생긴 수납용품인데 이렇게 의자 틈새에 끼워서 볼펜, 뭐 카드 지갑이나 차키 이런 거 수납할 수 있는 그런 조그만 거고 루카스 자리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수납함을 끼워줬는데 군것질이랑 뭐 마스크 벗어서 놓기도 하고 이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요. 그리고 여기 콘솔 박스에는 공기청정기를 설치했고요. 가방 보관을 하기 위한 이런 그물망을 설치했어요. 밑에가 이렇게 딱딱하게 돼 있어가지고 물건 이렇게 올려놓기에 아주 편리합니다. 자꾸 가방에서 뭐 꺼내달라고 하는 게 많아가지고 <laughs> 가방을 저 뒷자리에다 놓으면 제가 손이 안 닿거든요. 이 그물망은 헤드레스트 여기다가 연결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달면 놓을 수 있게 돼 있어요. 뒤에서 보면은 가방 놓는 게 이렇게 걸려 있고요. 여기도 열면 지금 루카스 안경도 들어있는데 티슈랑 뭐 목캔디 같은 것도 있고요. 여분의 마스크 그리고 이거는 물티슈 여기는 이제 알코올솜 같은 거 비상용으로 들어있고 이거는 알코올 물티슈 여기는 벌써 휴지가 잔뜩 쌓였는데 손소독제랑 장바구니 어, 글러브 박스에도 이거 차량에 꼭 구비해야 하는 필수품이에요. 탈출 망치입니다. 이 부분에 칼날이 있어서 안전벨트를 자르고 탈출할 수도 있고 여기 캡을 열면 앞이 이렇게 뾰족한 망치거든요. 이 뾰족한 부분으로 창문을 깨고 차에서 탈출할 때 쓰는 거예요. 여기 포켓에 플랫슈즈를 한 켤레 넣어놨어요. 제가 혹시 운전하기 불편한 신발을 신고 갑자기 운전을 하게 될 때 편안한 신발이 필요할 것 같아서 평소에 안 신는 플랫슈즈 한 켤레를 여기다 이렇게 넣어놨고요. 여기는 파우치가 하나 있는데요. 이렇게 예전에 일본에서 지진 대비용으로 구입해놨던 <laughs> 비상용 화장실인데 요새는 고속도로에 졸음 쉼터가 많아서 간이 화장실도 많더라고요. 그래서 별로 쓸 일은 없을 것 같지만 어쨌든 하나 넣어놨어요. 그리고 루카스가 화장실에 지저분한 변기를 싫어해서 변기 시트 커버도 여러 장 넣어놨습니다. 이렇게 포켓에다가 넣어놨고 차를 타고 오래 다니면 너무 건조해져서 이렇게 가습기를 하나 꽂아놨는데 물이 없나 봐요. 그래. 제가 너무 안전에 약간 노이로제가 있나 봐요. <laughs> 혹시 모를 차량 사고 같은 거 대비해서 차 밖으로 대피해서 다른 안전한 차량을 기다리고 그럴 때 잘 안 보일까 봐 반사판 기능이 있는 이 안전띠를 구매를 했어요. 이런 트렁크에 넣어 놓으려고요. 주로 저하고 루카스하고 같이 다니니까 차에 붙이려고 스티커도 주문을 했어요. 카시트 하기 에 애매한 좀 이렇게 큰 아이들은 안전벨트 높이를 낮춰주는 이런 거 사용하면 카시트 꼭 아니어도 안전하게 이렇게 탈 수가 있고 또 안전벨트에 쓸리지 않게 이렇게 붙여주는 인형이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거 해주면 훨씬 편안하게 차를 타고 다닐 수가 있겠죠? 안전운전 하세요 오늘은 루카스랑 오랜만에 엄청 멀리 외출을 했어요 근데 오늘은 제 유튜브를 찍으러 가는 게 아니고 다른 채널에 촬영을 하러 왔는데 틀렸어요. 100m 어, 앞 목적지가 있습니다. 촬영 잘 끝내고 지금 나왔어요. 근데 차가 많이 막히네요.